special day. 不高呢。 贵，但是蛮值的买。他说拿杯子再买一杯可以折五十块。哦，안녕하세요。谢谢红包啊。你是不是想要喝一个虾？那个不是韩国的。他说不定听得懂中文吧？他中文很好，他中文好。来啦，很下啦。他很会喝，你们一起。他很喝。你们一起。不还好没事啊，我没有烧酒啊。 三个，欢迎来到台湾。欢迎来台湾。这个是。whiskey。你们这是不是 whiskey？不是 whiskey 吗？对，就是铁罐。哦，铁观音的 whiskey。铁观音的爸爸。铁观音的爸爸。哦，这是铁观音的爸爸。谢谢你。好好喝的。 很茶，茶香的味道，有好茶。有有有有有，铁观音但是用木栅，就是木栅文山有产铁观音，然后木栅，木栅就是哦，知道知道，文山的。 台北市的某一个地方，然后还有产茶叶，然后是那个动物园那边的，对，没错，就是动物园那边。 <laughs> 然后动物园那边产的茶叶，然后我拿来泡八嘎，哇，对，打九折。哦，我现在才知道，打九折，打九折，对，打九折。OK，谢谢谢谢。那你是高材生哎，我 <laughs> 绝对是，我那边。 宝贝躺下，这个歌名。你好，多。 两杯，嗯，可以，我们可以先放一杯。一号跟五号，这两个是。我觉得女生会，它有白白香果，带一点酸， 包厢，啊，因为我们有楼上有有分荤三素，对是的，荤，但我们楼下呃，人定位定。 卖茶，所以有这个吗？哈哈哈哈哈！现在多少？ 어 아스 왔다 에헤 안녕 음, 조금 일찍 오면 이렇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을 곳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네에도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좀만 늦게 와도 음, 서서 마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일에 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쪽에 야외 테이블 저기 더 좋은 데 있는데 저기는 이렇게 뭐 600원 내고 음료수 두 잔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메뉴를 주문해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던는 내가 이겼어 와 여기 앉아 아, 네. 나는 양러 먹을 거야 전 아. 비유로요

약간 불고기 소스인데? 근데 내거 양로가 약간 길죠. 나쁘지 않아.

哦，那可以，然后烧烤、椒盐、还有我们这边的红烧。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네, 오, 오, 아이스크림 있네. 어, 녹차 아이스크림 올라와. 다음엔 저걸로 谢谢。 언니 대박 거봐 내가 이렇게 녹차라떼 맛있다 했잖아 그지네요 오 진짜 맛있어 건배 건배 난 따뜻한 거 가자 바로 저 건너편이 저희 대만대학교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? 오늘이야? 화요일이야. 아니잖아. 아, 아, 아 기억하기 잠깐 눈물 눈물 닦고 가야 돼. 아 잠깐. 만 <laughs> 흘렸어. <laughs> 다 오늘 무슨 날이죠? 생글하기 싫었어요.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. 여러분 24일.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늘 대만은 쉬지 않아요.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내일도 수업하러 가야 돼요. 우리 어디 가대? 도서관? 도서관. 도서관 가서 시간 때우다가 수업 갈 거예요. 안녕. 안녕. 진짜 왜?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러고 있는 거. 제 보고서 쓸 거예요. 오늘은 무슨 날이죠? 오늘은 보고서 쓴 크리스마스 이브. <laughs> 근데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와서 슬프긴 해. 나 지금 12월 말인 것도 느낌이 안 나. 저도 연말인 것 같지 않아. 이러다 1월 1일 맞이하는 건 아니지. 1월 1일 날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겠지 뭐. 자, 자랑 한번 해주세요. 네, 새로 산 야광 충전기고 88원이고 여기랑 여기랑 빛이 나와요 정말 쓸데없는 <laughs> 그렇지만 이쁜 전기 낭비 오 밤에 보면 약간 모드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분위기. 있을 것 같다고? 분위기 분기 위 넘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도서관을 갑니다 아까 쓰던 보고서를 마저 써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나 이거 말고도 또 쓸 보고서 있어 어, 오왜 이렇게 많아요? 그니까. 아, 언니 그것도 써야 되잖아요. 목요일 보고서. 그거 목요일? 중간 기말 보고서 써도 내야 된다는 거죠. <gasps> 그거 이번 주까지야? 다음 주까지겠죠? 어 그럼 나 아, 아직 시간 있어 야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주제가 뭔지도 몰라요 네, 그거는 내일 가서 내일 보자 <laughs>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브 강조 <laughs> <laughs>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나요? 와 아, 부럽다 진짜 부럽다 씁쓸하네요 메리 솔크 메리 서클 초점을 못 잡아 우리가 사람이 아닌가? <laughs> 우리가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저희는 동물인가요? 약간 흐릿해야 더 이쁘다 생각하다 얘는 <laughs> 알아서 보정 음, 흐릿하게 <laughs> 모자이크 처리하겠어 곧 연수는 눈이 아니라 눈깔이에요 되게 아, 뭐라 해야지? 아무나 잘생겼다 고래야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진짜 눈 높았다 아 정말 아이 o v 폴킴 꿀킴 사랑해요 안녕히 가세요 연수는 기숙사로 돌아가고 저는 여기 앞에 있는 도서관 가서 하던 일들을 마저 할 생각이에요 and g i v peace. 아 자리가 없나? 여기 서야겠다 9시 반부터 기숙사에서 브라우니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기숙사 가서 브라우니 받으러 가야 돼요 마지막 상자였대 초코머핀 오늘 크리스마스 잎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돔에서 준 거예요 제 방은 아주 끝에 있어요. 炒菜鸡肉，你要加杏子吗？啊，要。你用你的五十，里面有还有那个鸡蛋吗？没有，你要吗？嗯，要。这样你的六十。没有卡。这有卡号。啊，有有卡。谢谢。谢谢。你还会回？你要回韩国吗？对，呃，放假的时候。 还会再来吗？对对对，我是大四。我大四了，所以还会再来到六月。对，没错，都是韩国的。嗯，是的。所以你都是寒暑假去？对。对，一年这样子去两次。呃，一年去两次。好久了，很想家。哦，当然。啊。我觉得台大的学期太长。 <laughs> 你现在是大四，你大一就来？啊，对啊。 进来的三四年，对，蛮久了。你是哪个科？农业经济。哦，农那里，我家家长谢谢，拜拜。你送质都十二哟，哪里拍下去？每单位扣你三块钱，那你可以。 N 市场在，所以现在个是这种决定，但是出来基本上就是 A 减 B P 然，然后这个 inverse demand inverse 好，那这个假设说我把它写成，好 Q 哈，然后这边是 A 减 B 这个函数啊，那个价格等于 function of Q 哈，这个价格都是 function of Q 哈，那是这样子的话，这是手段哈。 저리저리저 리퍼 어, 근데 크라운이라고 써있는데 한국 건가? 이것도 맛있던데 맛없게 생겼어 어 유카가 줬었어요 아 그래? 허시스 어, 어, 이거 완전 그거 이거 언니 타입이데 초코초코? 네 이것보다 진해 근데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? 안에 뭐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 이거 캐러멜. 카라멜 처음 봐요. 나도 이거 캐러멜 맛 그 홈런볼 처음 봐. 우와. 아 수업 가기 싫어. 저도요. 가방만 챙겨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? 음, 10원밖에 안 한다. 什么？拿，拿，拿！哎呀，那边小木屋那边有菱角虾，你有去去去拍吗？没有，很可爱哦，给你看。真的，你快点去拍，不晓还有没有？ <laughs> 不晓还有没有？有两对哦，来哎，给你看。 <laughs> 好，好可爱。 太可爱了，所以，我我是他们有大炮的，我从大炮那里有什么长镜头了，零九有没有很可爱？那你就直接拍这里好了，这条走下去一大堆人在在追过去看，谢谢， <laughs> <laughs> 你好，欢迎光临。哈哈，这全部都嗯，저기에뭔가있지않아요？언니보여요？ 뭐 움직이죠? 그거 그거 저거요? 네저거왜 어, 있는 거야? 음, 그러게요 저 새야? 뭔 아, 새야? 아까, 아까 사진상으로 약간 부엉이 같이 생긴 새였는데? 저 친구들은 갑자기 생긴 건가? 근데 왜냐면 오늘 하루 갑자기 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되는데

所以我付出去的呢，哈，那就是你收到，的，然后再加，再加税。结果你会发现呢，所有这个税全部通通是生产者，全部都是这个生产者啊，不，消费者负担。因为我可以全数移转给你，因为我现在对价格的反应比较灵敏，我所以我交给你的话呢，你事实上相对无多。 好，那这跟我们刚才讲的是一样的哈，所以付钱的人，那我收到的人呢？那我在新的那个呢，哈，那还是这个 P S，好，那刚才能是，啊 P P D 比原来的那个 P D 高一点点，然后 P S 比原来的 P S 还要低一点点，所以我们两个好像那个，但但是因为刚才是这样子的 demand，可是现在是这个是一个极端，好，然我们，好，然后我面对的 demand 还是这样子，好。 那我们等于吗？往过有我们可能就是往看这个东西，好，那看这个东西呢？哈，它就是看你看你的重点，你是要观察平面还是观察供给者还是观察生产者？所以我们本来是从这一点，好，然后现在哈，就是我在课税之后的那个生产者，红色就是哦，在原来没有政府负担的比较多，好，所以如果你从这个角度这样。 比你还要付高价的机会还要少，啊，所以我价格只有从，因为我原来均衡价格在这里啊，我们两个都一样啊，好，然后现在这个就掉下来了，但是我只有掉下来一点点而已啊，我只有少一不要那么潇洒的啊，那个我不希望下，那大家现在要记得来考试呢哈，好，我都怕放两礼但你都道放到忘记，谢谢老师。

뭔가 놀이동산 온것 같아. 이곳은 겨울판 버스고